2020년 6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나왔을 때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여기 뭐야? 오야 씨. 어, 어. 댕댕아 제발 부탁이다 이거 레전드다 댕댕아 제발 이거 레전드야 아, 잠깐만 댕댕아 제발 좀 부탁이다 진짜 이거 레전드야 아버지 그 넥타이 갖고 장난치지 마시오 진짜 씨발 파라색 넥타이가 어디 있는 거야? 갑자기 사라졌어 하지도 않았어 요 여기는 먼지가 묻지도 않았거든 우와 와 냄새 서방 쪽에서는 항상 내가 칼로 위협을 당해가지고 토끼가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에 아까쯤에 모르겠어요 음 잡기인 것 같아 잡기 넥타이는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그 넥타이를 찾고 있을 수는 없지 어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